배고파서 불고기 남은 거 주워 먹고 있는 중. 왜멈추면 돼? 이 얼굴 안 나온다. 아, 이런 건 어떤데? 아, 진짜 얘만 찍어라. 고기. 맛을 네. 내세요 뭐로 만들고지? 간단하게 떡 구워서 떡국은 먹어야겠죠? 떡국 국처럼 만든 떡 지정을 한데 거의 다 정리 다 했습니다 아 근데 뒤쪽이 훨씬 더 깨끗해졌죠 배경이 커피? 왜 이거 찍으면 저기 나와? 아니요 아직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음. 아. 아, 너무 고파서 빵한 아, 조각이랑 우유 사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에서 조금 출출해서 빵 조금이랑 물이랑 그리고 바나나 두개 오늘 점심 떡볶이 음.